춤은 뭐 저는 분명 춤을 추면서 아 나는 제이홉같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모니터링 딱 해보면 진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 저 굉장히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존경했어서 아버지 따라서 그냥 회사원 그러다가 꿈이 드라마를 보다가 어떤 한 분에 의해서 어, 배우로 바뀌게 되고 빅히트에 캐스팅이 되고 나서는 또 이렇게 가수의 꿈을 갖게 되었죠. 버텨보는 거야 할수 있는 게다 이것뿐이라서 그 연습생 되기 전까진 노래에 전혀 흥미가 없어서 노래를 전혀 안 부르고 있다가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해서 조금씩 더 성장하는 모습을 영원히 말해줘 just one more time 걱정하시는 분들은더 많아지실 거고 자재가 범죄 전 세계 난긴 짓이었나 아니면 티나 키스였나 그 버지게 밀리고 일리 girl But I want it anyway anyway anyway 내게는 없었어 너에게만 있었어 Oh my pretty